참나무 장작을 가지고 불붙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불붙이기의 기본은 어, 우리가 생각할 때 불꽃이 나무에 닿으면 불이 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나무의 온도가 불에 붙을 수 있는 온도가 돼야 이게 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참나무 장작만으로 불을 붙이기는 어렵고 주변에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이런 솔방울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온도를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, 참나무를 잘게 잘라야 됩니다 예, 참나무가 작을수록 불에 닿는 면적이 커져서 불이 쉽게 붙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정도로 잔가지가 준비됐으면 어, 화롯대에 나무를 쌓아 놓습니다 우선은 화롯대에 나무를 쌓아 놓을 때는 우선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공기가 잘 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폐쇄적인 그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이게 속에서 열이 잘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물 형태로 좀 싸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잔가지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이 바닥에 솔방울로 불을 붙여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 솔잎이나 솔방울을 활용해서 최대한 초기에 불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네, 일반적으로 쓰는 라이터로 솔방울에 최초에 불을 붙여주면 됩니다 어, 이렇게 이제 불이 최초에 붙은 다음에는 잔가지에 계속해서 투입을 시켜서 어, 결국에는 이 장작에까지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아래에서 불을 떼줘야 됩니다. 예, 오늘 비가 좀 와서 지금 솔방울도 다시 이게 접어지고 있거든요. 이게 솔방울이 습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. 원래는 솔방울이 건조할 때는 이렇게 쫙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비가 와서 솔방울이 많이 젖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솔방울을 사용했을 때 불이 엄청 잘 붙고요 어, 그렇게 그래서 이제 솔방울을 활용해서 불을 붙이면 이렇게 쉽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작을 구매하면 보통 이 정도 사이즈로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, 제가 이렇게 자른 이유는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불에 닿는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예요 이 장작 하나가 지금 이 정도의 잔가지를 만들어 줬는데 이 하나의 면적보다는 지금 이거는 거의 뭐 10배 이상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불을 붙이기에는 뭐 상당히 수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이 장작으로 불 붙이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이 잘 붙었네요